야 소스가 되게 맛있다. 크리미 칠리 소스. 진짜. 보질 않네. Flashback to the day that you went away. You said to see your family, but I ran into you yesterday, and you never saw it coming, baby. I knew you knew what I thought. Uh,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 Should've 있거든? 이거 보면서 찾아서 하면 돼 이렇게 그려 예쁘게 그려 괜찮지 않아 근데? 있어 물감이랑이 도구 다 사는데 8만원 들더라 옛날에 나는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입시 때는 입시였으니까 음, 그래서 다 버렸는데 다시 사니까 어, 아까웠어 제주가 있어. 그래?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작아 애미야 너가 너 너가 너무 커 <laughs> 아이고 들어가고 싶어 작다니까 오, 안 되겠지? 피넛 속으로 왔어. 피넛 속으로 맛이 보이네. 약간 쌀 먹고 다는 인절미 같은 음. 맛, 밀가로 같이 음, 흰맛. 가방어 엄청 오랜만에 먹어 그리고 사진으로 보면 뭐 더 예쁘다? 사진으로는 디테일한 게잘 안 보이니까 고가를 형성시켜서 올라오셔야 돼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근데 조금씩 포인트 위로 가서 힘을 빼주셔야 돼요 힘을 점점 빼요? 위로 가서? 들어갔을 때요 넓이 정말 넓어지는 느낌? 지름이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지름이 이렇게 아. 넓어지는 느낌? 다듬는 것도?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뭐 안 몰려 너무 넓어서 아래 이렇게 해줘봐 10킬도 안 되는데? <laughs> 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재미가 떨어진다 기체가 c a I'm turning out the lights so I could dream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creen I wish you could be with me